운성, 간제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 머리도 엄청 좋아 그냥 천재라고 보면 돼 어, 여자도 좋아하고 따르기도 많이 따르고 근데 여자가 여자를 잘못하면 해가 망신도 하고 그런 사주야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해서 조금만 조심해서 간다면 더할 것이 좋아 근데 그걸 방어하기가 힘이 드는 거지 이 외로움과 우울증 모든 게 극 들어와 있는 애거든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극 들어와 있다고 안녕하세요 삼생대불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궁금한 사주 하나 가져왔거든요 어. 봐주세요 아40 중반이 넘어서야 지만 이 입설 기설이라는 거 간제라는 게 안 따라다닐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빛이 나겠나 이름 또한 명성에 날릴 수도 있고 명예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 뒤에 무성, 간제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? 본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아, 그래요? 어, 그 본인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 원래는 정직한 사람이야 원래는? 엄청 정직한 사람인데 흐름 자체가 그렇지 못하게 가는 거지 엄청 소구적이거든 소구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사람 머리도 엄청 좋아 그냥 천재라고 보면 돼 천재예요? 진짜 말 그대로 사주 자체를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머리가 천재야 올해는 어때요 이분? 올해 역시 마찬가지 관계수가 있어 관제 어떤 관제가 좀요 이게 여자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체크도 좀 하고 가는 것이 좋아 또 하나는 사고수도 있으니까 차를 몬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해서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이분 주변 사람들은 좀 많, 많나요? 이분? 아, 사람은 엄청 많아. 근데 이 자기 성격 때문에 항상 외로움에 울부짖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잖아. 근데 정직한 사람인데도 또 어이 보면 자유분방한 사람이야. 그래서 사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끊고 맺고 하는 부분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야. 북뱅이라는 가수 아세요? 북뱅은 알지 그게 쥐드래곤이에요 쥐드래곤? 네. <laughs> 아무튼 음, 음, 음. 있어요 쥐드래곤이라고 음, 모르셔도 음, 음, <laughs> 돼요 올해 잘 될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얘는 잘 되는 거는 잘돼 그니까요 어, 그냥 노래 나오면은 되는 거는 되는데 그 뒤에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 낱나고 빛나는 뒤에 항상 곡이 따른다 사실 쥐드래곤 하면은 이쪽 계열에서는 아무튼 뭐 넘볼 수 없는 그죠? 얘 예, 자체적으로 사주가 전제적인 애야. 네. 그 전제야. 전제인데 조금 그게 못 받쳐줄 뿐이야. 원래 이 사주가 어, 여자도 좋아하고 애기도 많이 따르고 근데 여자가 여자를 잘못 만면 해가 망신도 하고 그런 사주야. 결혼 안 할까요? 어 결혼은 해. 지금 서른 다섯이잖아? 서른 일곱, 서른 여덟에는 결혼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.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? 최고 조심해야 되는 거?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제, 고설. 그게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올해, 20, 2022년도. 지금 말했는 거는 좋은 것도 말을 해줬지만 나쁜 게 지금 많잖아. 그거를 좀 조심해서 간다면은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해서 조금만 조심해서 간다면 더할 것이 좋아. 근데 그걸 방어하기가 힘이 드는 거지. 이분이. 또 하나는 어, 지금 만약에 뭐 어느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 소속사를 이용해서 가야지만 되는 애야 절대로 혼자서 이 그 단독적인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이 완전 외로움과 이 외로움과 우울증 모든 게 극도로 와 있는 애거든 극도로 와 있어 진짜 극도로 와 있어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극도로 와 있다 그래서 그 뭔가 어떠한 케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끊고 맺고 하는 게 분명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휘말리는 거야. 조금 내가 냉정해지면 되는데 그 냉정함이 떨어진다.